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ゆかとすんちゃんです <laughs> 今日は、はい、この間のあのリアルソゲティン、うんうんうん に出てくれたお二人が、うんうん、その後こうちょっと二人で遊んだりとかしたみたいで遊んだねそうでその時に撮ってくれた動画を私たちに送ってくれたんですよ、はい、だから一緒に見ていこう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그러면호둘이뭐뭘하る서놀까자한번봐볼까그러면근데이걸보기전에다른지원자를좀찾고있어요약간모쏠남성분과모쏠여성분 일본 남성분도 상관없고 한국 남성분 뭐 일본 여성분 일본 남성분 다 상관없어요 모쏠의 그 랜선 소개팅을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보려고 하니 여러분 많이 참가해주세요 맞아요 그래 왜 이제 일본 남자랑 한국 여자는 없냐 저희, 저희도 정말 해보고 싶은데 많지가 않아서 이 네.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분의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일본 남성분, 한국 여성분 용기내서 참가 신청 꼭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국제 랜선 소개팅 하이! 자, 오 4분, 4분 많이 찍었다 많이 놀았다 너네 <laughs> 아 음악 가야 저작권 안 걸리는 거지 너? <laughs> 오, 우와 우와 하야 이렇게까지? 뭐야? 아니 좀 들이 어 들이간 거네. 어, 어머. 와. 야 우도. 아, 수고. 와, 야, 너무 잘 놀았구나 진짜. めっちゃい 뭐 야, 뭐 데이트야 완전히. 어여. 뭐 남춘 식당도 없고. 길을 잘 돌아다녀 엄청 돌아다닌 것 같은데 엄청 아? 아, 아 잖아근 화질이 왜. 해야지 나중에 해자 음. 손에 손에 있다 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러고 이렇게 갔지 맞아 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오야 어. 어, 오, 오 어, 센스 오. 대박 봤어 아, 2人おお2人で近いカカオ 일주일 후 고미치오 해설 조야차게 아 보기 아, 좋다 아 귀여워 어, 맛집 찾으러 갔네 아야

꺼 예. 어, 네, 네. 안녕 에? 예? 야 가고 싶은 곳인데 왜 거 갑자기 카메라 <laughs> 뭐야 아그기누이야 뭐야 야 뭐야 왜 쯔디또야 <laughs> 나 눈물 날 것 같아 <laughs> 맞아 맞아 육하부 육하상 <laughs> 극적은 달라도 음, 음, 음, 연애를 할 수 있고 별로 다, 다를 게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음, 음 이제 음. 이 콘텐츠를 시작했는데 그치. 그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나요 좀? 네, 보람이 있어요. 뭐 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 좋은 인연 그렇 그렇지. 음, 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야. 되게 사랑스럽다 드림. 되게 우리가 보 연결해준 인연이잖아. 음, 맞아요. 너무 뿌듯한 것 같아. 음, 약간 음, 음, 음, 지금 후기 영상이 이거 딱 하나지만 <laughs> 뭐 다른 커플들은 어떻게 했나? 잘 네, <laughs> 대관이 어떻게 아, 싸우고 있니? 연락... 또 <laughs> 연락 안 된다고 또 라인이랑 카톡 좀 늦는다고 또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 어, 소심한 새끼들 아니지? 어... 자 저는 일단 이 영상을 보는데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음. 지원 씨가 일본어와하나데 어? 왜 일본어 자막은 안 넣어줬을까? <laughs> 아 그러네 우리 우리 일만으로 나고 <laughs> 굳이 이놈새기가 아, <laughs> 다시 또 일본어 자막을 해야 되네 아 아깝네 아무튼 아무튼 뭐 되게 뿌듯하고 저도 네. 아 이게 솔직히 랜선 언니 랜선 언니? 아니야 랜선 언니 말고 <laughs> 랜선 소개팅이나 리얼 소개팅이 쉽지 않은 촬영이잖아 그러 그러니까 편집도 맞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음. 거의 손가락 안에 두는 힘든 작업 맞아. 중에 하나인데 <laughs> 맞아요 진짜 포기할까 할 때 진짜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진짜 어... 힘이 나네 어, 열심히 맞아요. 해야겠다 조금 더 어? 우리 이런 어, 모쏠 새끼들과 나카마 새끼들을 위해 <laughs> 맞아요 월 2만원 어? 여러분의 저희 드래이 <laughs> 메일이나 뭐 우리 DM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언제 되냐 세기야 막 하면서 네. 우리도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진짜 맞아요 다 진짜.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음. 진짜 우리는 막 매칭?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억지로 매칭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모자르거나 뭐 잘 못 났다고 해서 어? 잘못 났다 잘못 난 놈들아 아, 음, 그래서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 언젠가 그럼 연락이 갈 겁니다 매일 작작 보내고 <laughs> 한 번 보냈던 사람 세 번까지는 보내는 거 오케이 근데 그더 이상 보내지 마 제발 <laughs> 자 이번에는 모쏠 특집 음. 그리고 일본 나성, 남성과 <laughs> 한국 여성 특집 준비해 볼 테니까 자 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 꼭 연락 주세요 자 우리 사키짱이랑 지원씨 리얼 소개팅 찍느라고 또 후기 영상도 보내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둘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연애를 저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월 2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laughs> 되면은 바로 전화주세요 <laughs> 잘해 잘해 이런 거 <laughs> 하이 今日も最後まで見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여러분다음영상에서 안녕 바이바이 아, 참가해 참가해 참가해 There's a party downtown Someone said that you're coming by Let me know when you're here Meet me up for a smoke outside I guess I'll take it back.